I'm away 이거저 족대기 발에 너 족대기 발에 완 족대기 야 족대기 너 족대기 네가 저 족대기 발에 남아 걸어 족대기 발에 난 매일 저 문을 걸어 약물과 I need a bag, 저 새끼 시체 담을 가방이 필요해 이미 약봉증 투명해 약효된 confess 한번더두 번더세 번 더 할 수 있어 yeah, yeah. 멍청이 당하다 마녀가 되기로 했어 I don't understand the world 날 태우려 해 wicked people이냐 날 숨도 잘 못 쉬고 날 탓하며 살았어 이제 다 바꿔 my face 날밤 주문을 외워 straight up Get out the way, get out the, get out the, get out the way yeah. 부셔줘 천장 본 벌더 막스마 웃어봤지 못해도 crossy up crossy up Oh my oh my god 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They don't know I ended up like this yeah. Fuck it 아이들은 못 보는 남들처럼 손에 가려진 책길을 걷는 게 결국 내 손에 빌묻히고 사는 게 그저 적대게 말해 너 적대게 말해 완 적대게 야 적대게 너 적대게 네가 되어 적대게 말해 나마대로 적대게 말해 난 매일 주문을 걸어 이 악물과 나의 약한 눈과 바른 손가락 밀대니까 끈 발목에 감아 혀 끝에 진도도 극보다 잘게난 너 지금 패스 패스 약한 눈과 바른 손가락 밑에 내과 끈 발목에 감아 혀 끝에 맺힌 난 너즈 스페세 스페세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길 매번 일가절이 기도해 스프레 근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 저주를 되게 압박이네 내 영화 속 메이크업인 내 상상력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지 성장하며 다 죽여버리지 타란진노로 변신 전 나치 새끼들 윗대가를 잘라 하늘로 삐뚤레 정말 무슨 일을 내 건가